유지연님께서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오늘은 랍스터 한 마리를 쫙 갈라봤지 올려 먹을 치즈 폭포도 준비했지 오랜만에 먹는 치즈 폭포 기대돼 홈사운드 앙 쇠 냄새. 좋다, 좋다. 좋아. 딱, 딱 좋아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먹을 거냐면 랍스터 그냥 치즈 폭포 엄청 매운 소스 만들었거든요 이거 부어서 팍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부은 다음에 그 위에 치즈 폭포까지 딱팍 냠냠냠냠 먹을 겁니다 아 요거 팽이버섯이에요 팽이버섯 엄청 크죠? 장난 아니죠? 한 입 드세요 와, 이야, 갈릭 버터 구이입니다. 여기가 대박이에요, 여기. 음, 맛있어. 엄청 그 고소한 그 버터의 풍미가 쫙 입안 가득 마늘이랑 함께 퍼지는데 씹는 식감은 오도도도도독 하면서 그 약간 엄청 큰 새우를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새우 식감인데 얘가 엄청 크기가 커졌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다. <gasps> 대박. 준비가 됐어. 소리 들리죠, 소리? 장난 아니죠? 아니 미쳤다 이거 와 대박 먹어보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니 야 미쳤다 이거 진짜 야 와. 아, 진짜 이 맛을 진짜 함께 나누고 싶다. 너무,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? 야, 여러분들, 드셔보세요. 야, 이거는 짧지만 엄청 강렬했다. 대박이었다. 야. 근데 여러분 이거 랍스타가 끝이 아니에요 랍스타 하고서는 콕콕 치즈볶기를 여기다가 착 해가지고 그 위에 치즈 퍼퍼 착 뿌려가지고 먹을 거거든요 진짜 맛있겠죠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매운 소스입니다 요즘 매운 소스가 유행하길래 준비해봤어요 이 거무틱틱한 거 보이시나요? 진짜 매울 것 같죠? 이야 너무 맛있다 무슨 맛인지 궁금하죠? 자, 이거 먹고 설명해 드릴게요. 아, 소스 만들어서 팔고 싶다 와 이거 무슨 소스냐면 여러분들 딱 뭐 들어갔는지 들으시면은 맛없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을걸요 일단 가장 베이스가 양념치킨 소스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닭 소스. 거기 또 뭐가 들어갔냐면 마라 떡볶이 소스가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 마라 향이 확 나. 장난 아니겠죠. 그리고 거기다가 올리고당 살짝 윤기 나게 하려고 이렇게 살짝 근데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살짝 새콤한 맛이 나는 돈가스 소스를 넣었어요. 그랬더니 너무 맛있는겨. 이거 <laughs> 아까 이거 소스 먹어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것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. 여기 사실 제가 이거 식감 좋게 하려고 여기다가 다양한 채소들을 이렇게 장난 아니죠 여기서 보니까 비주얼 장난 아니죠 양파랑 막 이렇게 해서 삭눴어요 식감 살리려고 뿌려 먹었어야 되네 버섯도 찍어 먹을 겁니다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치즈 뽀글뽀글 소리 치즈가 살아 숨쉬는 소리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진짜 와 미쳤다 아니 이거를 야 진짜 같이 먹고 싶다 이거는 너무 맛있다. 진짜. 감동. 진짜. 이거 24,900원 한, 한, 한 마리에요? 지금 세입 컷이거든요? 야, 한 입에 8,000원 컷이었어, 지금? 맛있는데? 진짜 맛있다. 이건뭐 그냥 맛있다 할 말밖에 할 말이 없네.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. 그거 내일 애, 기들 해줘야 되겠다. 진짜 맛있는데. 이제 후식으로 치즈볶이 가자, 치즈볶이. 야,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일단은 치즈볶이 준비하자. 일단 여기다 잠깐 놓고